김종민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문이 결국 해프닝으로 마무리 됐다. 김종민은 현영과 연애 이별 뒤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반올림 대신 쉼표 뒤에 초과수를 처리하는 것처럼 쥐 급합니다. 잔인 한절을 끊기로 결정합니다. 어딘가에 삶에는 사랑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좋아하는 소녀가 있다면 다른 소녀를 웃게 하지 마세. 욕. 한 사람이 질투하기 때문에 사람이 진동합니다. 김종민의 열애 소식은 하하가 트위터에 올린 글이 화근이 됐다. 하하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종민 두근 두근 노래 좋다. 종민아. 혹시 지금 만나는 여자 때문에 두근두근 하는 거니? 제수씨잘 지내지? 라는 글을 올려 트위터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녀는 그녀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삶에서 방금 나왔습니다. 물속에 여전히 외로운 반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여전히 흐르고 서로에게 진실된 관심이 있다면 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이어 하하는 이런 이벤트 쟁이 너가 가요계의 최수종 형님이다. 이쁜 사랑하길 바래 물결표 사인 좋아요 나도 좀 가지 좀 쳐주라. 물결표 사인 물결표 사인 아름다운 노래 말랑말랑 좋은 물결표 사인다 라고 덧붙였다. 하하의 김종민의 열애설을 올림으로써 이 글은 일파맨 파 퍼졌다. 하지만 김종민 열애설은 결국 하하가 김종민의 앨범을 홍 보하기 위한 이벤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종민 측이 열애설을 해명했지만 김종민 본인도 현 영과 결별 이후 공개 연애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종민의 소속사 PK미디어의 한 관계자는 이날 김종민 씨랑 직접 통화를 했는데 여자친구 없는지 꽤 됐다. 하하가 자신의 트위터에 쓴 글은 이번 앨범을 홍보해주 기 위한 깜짝 이벤트라며 종민이 노래를 홍보해주려는 하하의 격한 마음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해 명했다. 김종민 소속사 측의 해명처럼 김종민은 2009년 현영과 결별 뒤 열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2008년) 가요계와 예능계를 주름잡던 김종민은 S라인 미녀스타 현영과 열애설로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2009년 말 화려한 복귀와 동시 현양과의 결. 별이라는 딱지도 함께 달고 다녀야 하는 고충도 안았다. 김종민은 이별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별을 해명해야 하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2009년 새 앨범과 예능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김종민은 여자친구는 아직 없지만 공개 연애는 안 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해 당시 그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케 했다. 김종민은 여자친구에 대한 질문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일례로 김종민의 댄서 친구가 촬영차 제주도에 갔는데 김 종민이 그곳에서 사랑에 빠졌다고 폭풍 폭로를 하자 김 종민은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며 만났다. 좋은 동생이지. 사귄 것이 아니다라며 해명했다. 하지만 김종민의 댄서 친구가 연이어 열의 상대는 다르나 민 미스 제주였다. 결국 그 여자분이 서울로 이사왔다고 말하자 김종민은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모습을 보여게 알 웃음을 선사했다. 김종민 측의 열애 해명에 누리꾼들은 아 진짜 열애 설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아쉽 현영 결혼하고 나서 열애 설 나니까 제가 다 기분 묘하네요. 김종민이 열애설. 해명한 건 믿습니다. 김종민도 이제 해명하지 말고 진. 짜 좋은 여자 만나서 연애했으면 좋겠네요. 김종민 화이. 틴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김종민은 그동안 김건모의 절친한 동생으로 수차례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소개팅에 나선 경험이 있다. 인터넷 상에서 화제가 됐던 소주트리 또한 김건모와 함께 만들었다. 그랬던 그가 이번엔 스페셜 MC로 나서서 직접 어머닌 니 들과 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은 과거 무수한 사업 실패 경험 등의 각종 무리한 경험담을 털어놔 어머님들은 그저 한숨만 쉬었다는 후문이다. 미운 우리 새끼로서 철없는 면모를 순수하게 드러낸 것이 있다. 코미디언 출신도 아니고 메인 진행자도 아니며 무엇보다 프로그램의 anchor tenant가 아닌 게스트와 role player로 활약하는 예능 선수가 대상을 받은 첫 번째 사례다. 무엇보다 우선에 김종민에게 아낌없는 축하를 보낸다. 요즘 같이 회전율이 높은 시기에 한 프로그램의 9년째 같은 캐릭터로 예능계에 10여 년 동안 건실이 활약했다. 는 점은 충분히 보답을 받아 마땅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김종민이 연예대상에 영예를 안게 된 의미와 경이다. 김종민은 제가 대상 후보에 올라온다는 게 너무나 말. 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수상 소감에 첫 눈을 뗐다. 신동엽도 26년 만에 친정에서 대상을 받아 화제가 됐지. 만 그리 어색하지 않은 그림이었다. 그동안 연예 대상은 거의 대부분 코미디언 출신이면서 본인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구성하는 메인 MC들의 전유. 무리였다. 유재석, 강호동 체제로 접어든 이후 지난 10여 년동 아는 국민 MC 반열에 오른 신동엽을 포함해 단 몇 사람 이 돌아가며 방송 3사의 대상을 차지했다. 예외적인 경우가 2007년 KBS의 탁재훈과 2012년 MBC의 박명수, 2015년 KBS 이휘재 정도인데 박재훈은 가수 출신이지만 당시 이미 톱 MC였으며 박명수도 홀로 서기를 못했을 뿐 캐릭터 브랜드와 꾸준함 측면에선 이견이 없는 최고 선수다. 이런 점에서 메인 MC도 아니고 예능판에서 서브 캐릭터 나 게스트로 주로 활약하는 김종민의 대상 수상은 공중파. 방송 3사의 연예 대상이 그동안 가져온 의미, 위상, 선정 시스템의 변화와 해체가 더 이상 불가피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다.